Hey, nice guy. Look at me. Oh, super sexy. 창원 씨 너무 멋있는데. Power walking. Oh, super nice. Good. Oh, don't be shy. 니는 왜안 끼는데? 나안 껴라. 오. Attract me, are you kidding? What the fuck? Hey! Hey! Woohoo! Power walking! 야나 이거 있잖아 야 이거 진작에 와 효원이가